<laughs> 안녕하세요. 지방과 체형 성형을 전문으로 하고 있는 성형외과 전문의 문성준입니다. 우선 지방 흡입이 도대체 무엇이고 이거는 어떻게 이루어지는가에 대해서 오늘은 좀 설명드릴게요. 우리가 지방 흡입이라 그러면 말 그대로 지방을 갖다가 빼내는 수술이죠. 우리 몸은 기본적으로 뼈, 근육, 그리고 지방 그 외적으로도 뭐 신경, 혈관 여러 가지들이 있겠지만 그 중에서 지방의 부분을 빼서 부피를 줄여가지고 아름다운 체형을 만들어내는 그런 수술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, 그래서 우리가 피부에다가 3에서 8mm 정도의 이제 절개를 넣고 뽑고자 하는 지방이 여기 있으면 이 캐뉼라라는 거를 통해 가지고 쭉 이렇게 들어가서 여기에 도달한 위치에서 이제 음압을 걸어서 빼주는 거죠 캐뉼라도 종류가 정말 많고 제가 그 뒤에 다시 설명드리겠지만 대표적인 캐뉼라입니다 보시다시피 구멍이 있고요 이 구멍을 통해 갖고 지방을 빨아들이는 거예요 근데 그 사이에 보면은 구멍이 없죠 그래서 이거는 절개가 여기 있으면은 쭉 쭉 들어가서 여기에서 이 부분의 지방을 빼내는데 쓰이는 기구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3에서 8mm요 원장님? 네 3에서 8mm입니다 이게 의사 선생님들마다 좀 다를 수도 있고 뽑고자 하는 지방 위치에 따라서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캐뉼라 직경에 따라 가지고 보통 이 절개 크기가 달라지게 되는데 3mm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니까 상당히 작죠 이거는 우리가 쓰는 캐뉼라나 아니면 뽑고자 하는 지방의 위치 그리고 뽑고자 하는 지방의 크기에 따라 가지고 그때그때 절개 크기는 좀 달라집니다 음압은 뭔가요? 음압은 말 그대로 우리가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먹을 때 이렇게 쪽 빨아 당겨 야만 이렇게 커피가 나오는 것처럼 이제 말 그대로 쪽 빨아 당기는 힘을 음압이라 그러는 거죠 굉장히 그럼 지방이 어느 위치에 존재를 하나요? 그러니까 부위별로는 달라요 부위별로는 다른데 이제 통상적으로 보면은 우리가 이제 근육이 있고요 피부가 있고요 그리고 그 피부하고 근육 사이에 지방이 있어요 음. 그래서 2층을 갖다가 줄여서 부피를 줄여가지고 뭔가 변화를 만들어내는 수술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음. 사실 지방흡입 수술은 말 그대로 피하 지방, 피부 밑에 있는 지방만 뽑을 수 있는 수술이고요 우리가 원래 지방은 이제 내장 지방 그리고 근육 안에도 지방은 있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은 이 지방흡입 수술로 뽑아낼 수가 없습니다 네, 오늘은 지방흡입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. 다음번에는 캐뉼라는 무엇인가에 대해서 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